mm. Wow. 떡볶이. 괜찮아? 46,000. 46 ngàn. 떡볶이. 한번 사봐. 응. 짜장면. 1 3 0 0이야 cả dạ, cầm cổ Wow. Tteokbokki. Thì nãy đi siêu thị về thì cái cái cái máy ảnh của mình đã hấp hối luôn cho nên là không có quay được thêm để bây giờ tụi mình về nhà nấu tteokbokki ăn khuya cái này là ăn khuya đêm 10 giờ rồi đây 아 맛있겠다 고추장 좀 넣어 이거 눈을 넣을까 말까? 넣을까? 뭐해? 먹어. 야 오빠 다시 찍어줘. 심하게. 응? 오빠 다시 찍어주세요. 아. 알겠어요. 오빠 뭐 해? 공주 떡볶이 만들어줘 No, 리안 먹어 아 그래 오빠 혼 먹어? 리가 떵떵이 리 이제 다이어트 가 몰라? 오빠 혼자 먹어 혼자 먹을 거야? 응 혼자 먹어 알았어 리 주지 마 알았지? 응, 오빠 혼자 먹을게 음. 아 이거 커야지 뭘먹 여어 이제 몇시 알아? 몰라 11시 no no. 몇십 판 남아? 오빠 빵 많이 먹었어 <laughs> 왜 배고파 맥주 한 잔 먹어야겠다 그러네 맥주 한 잔 먹어가 아, 좋더라 짠 야, 리루 리루 리루 응? 리루로 라로? 응. 뭔가 또 로컬 리스타잖아 <laughs> 알았어 로컬 스타일 국에다가 면을 넣을까 말까 끓일 때 아동 넣어 끓여뒀어 그래? 많이? 적금? 음. 이거가 음. 치즈라서 조금 치즈 맛이 음. 음. 멋지 sữa m 와 맛있겠다 네가 리빈룸 비타리 이안 먹어 별로 나 그냥 기다리 오빠 같이 놀아 음. Mấy hôm nay ở nhà chán dã mà Không biết đi đâu làm chi hết Ngồi coi tivi Coi phim Đây, Đây là góc lười biếng Đó <laughs> Thực sự là mấy hôm nay cũng lười edit video dã man Kiểu không biết uh, nội dung gì để làm hết Thật là loser 오빠 빨리 배고파 Babe, I don't know, nắm tay nhau cùng bước đi có mua cái dĩa nè ở trên Lazada dễ thương dã man trời ơi có hình quả dâu nè còn xanh xanh xanh xanh nữa chứ đúng màu luôn mình mở tội đắt một cái dĩa này chắc cũng gần trăm ngàn không nhận mắt thiệt mắt quá ta mắt quá đừng nói ai nói tôi đầy ớt gì nữa nha tóc cookie nè khoai lang nè không sao có khoai lang cho nên được tính là đồ ăn healthy thì sao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không 뭐 똥똥이 때문에 그렇지 짠! 그 밑에서 먹어 와 맥주 따라 먹어 진짜 맛있어 그치? 그 밑에서 먹어 음, smells so good <laughs> 음. 와. 그 healthy food 아니야? 음. 진짜 맛있어 자기야 뻥치지 마 진짜 아 진짜 왜 거짓말해 음 베지터블 루드 와 떡볶이보다 이거 더 맛있어 진짜? 음그렇뻥 아니야 진짜 아 솔직히 말해 진짜 훨씬 맛있어 와 이거 그냥 이 코양 밥거이가 뭐냐? 음! 야, 안 매버렸냐? 왜 그렇게 막 진짜 맛있냐? 어? Tell me. Wow, if I open the restaurant itself, how to how to the restaurant? 먹지 마. 어떡해 어떡해. 여기 좀 부드러워. 베이터분도 좀 먹어 아나 아, 토마토 안 먹어 알았어 요거 딱 먹어 <laughs> 아, 아, 토마토 안 먹어 와 맛있다 맛있다 아나 토마토 안 먹어 알다 알만 토마토 안 먹어 야 토마토 먹어야지 네 헬스해줘 응? 토마토 안 먹으려고 이렇 빼놨지 그만 먹어 요만큼만 먹어 그러면 요, 요, 요, 요, 요 요만큼만 먹어 알았지? 아. 면도 더 줄까? 요거 좀더 줄까? 음막 먹어야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베이스업야 오빠 먹어지가 어디 면이 없는데 언니 더 조금만 더 내일랑지 이거 또 먹자. 응? 내일 점심. 딴 것도 먹어. 음, 이거 맛있다. 딴거 먹어. 뭐? 얘기해봐. 이거가 인더 테만의 진짜 제일 맛치지 마라. 진짜 아니 테스만 아니야. 이, 이, 2020년. 아왜 카메라 삐뚤어졌냐? 그거가 이렇게 했잖아. 맞아. 오빠, 네. 오빠가 먹다 짜증나. 끝나? 아. 听我的嘛，哈哈哈哈。